귀여워 무섭지 않아 네. chicos y bienvenidos a un nuevo vlog en nuestro canal de pareja. El día de hoy vamos a celebrar el Setsubun, una festividad japonesa que es para la llegada de la primavera y el fin del invierno que es justo hoy, que es 2 de febrero. Normalmente se celebra el 3 pero este año se celebra el 2 y este día se come un platillo japonés que se llama Makisuchi entonces vamos a preparar eso el día de hoy. Hemos venido al mandado a comprar los ingredientes para preparar el makisushi. Hay bastante gente hoy. Miren, esta es la celebración, se llama Setsubun y aquí tienen todo ya listo para que compres lo que necesitas, el alga, la salsa de soya, atún. También tienen esto que es el oni, o sea, el demonio. Y los niños de hecho juegan a aventarles estos como frijoles, creo que son frijoles, y es para que salgan como que los malos espíritus y vengan los buenos. Miren, aquí tienen un montón de los maki sushi. Nosotros lo vamos a hacer en casa, pero también lo puedes comprar. Miren, está enorme y hay de diferentes sabores. Miren, hay muchos ingredientes que puedes agregar y obviamente los mariscos no pueden faltar. Y aquí están, de hecho, preparándolos. Lo vamos a hacer nosotros también en la casa. Y Hayato nos va a explicar uno a uno los ingredientes que necesitamos. ¿Qué necesitamos, Hayatito? El eh, carne, carne, carne pork, y salmón. salmon. 이거는 Tania 그 스시 만들려고. 네. 아 우리는 아 맞다. 먼저 이거 이 이야기를 해야 돼. 아. 우리는 김밥을 만들 거예요. 아, 오늘. 네. 네. 왜냐면 우리가 3년, 3년 전인가? 그 청주 여행 했을 때 그 삼겹살 김밥이라는 거 먹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시 먹고 싶어. <laughs> 진짜 먹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삼겹살 김밥을 만들 거야. 네. 오케이. 우리는 수시는 1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네. 괜찮지? 네. 그치? 한국 스타일로 합시다. 네. 오늘 그래서, 한국 스타일. 그래서 삼겹살. 하이. 이거, 이거는 아마 다니아가 조금 살몬 시 스페셜 나는 조금 일본 스타일도 먹고 싶으니까 아, 그거는 좀 달라 오 그리고 오이 그리고 당근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지 반추 그리고 우리는 그 청양 커추가 없었는데 커추 같은 거커추 <laughs> 같은 거 그리고 김치 예스. 그리고 김 하이 그리고 우리가 이 물고기 멸, 멸 치를 샀는데 그게 나도 사실 몰랐어 <laughs> 그 마트에서 그냥 파니까 뭔지 그 그냥 찾아봤는데 이게 음흠. 그 약이라는 그 목에 몸에 음흠. 있는 그 나쁜 거를 음흠. 그냥 패는 그런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이거를 먹으면 우리는 나쁜 거 없어져요 네 See? We need that 야 yeah. <laughs>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런 이거 뭐야? 그 나무? 그 롤스시 만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덜리는 거 네네 이거 멕시코에서도 반다고 하는데 진짜? 네 월마트에서 아니면 HB에서 살 수 있어 멕시코에서 그래? 아, 그럼 해보세요 네 합시다 만들자! 예. 예. 예. 천주에는 그 야시장이라는 밤에 그 하는 그 시장이 있잖아 있었잖아. 네. 거기 갔잖아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laughs> 엄청 큰 삼겹살 하나 김밥에 그냥 넣고 만드는 거야. 산주랑 오이 당근 아마 이거 고추인 것 같아. 들어가 있는 거야. It's so good.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 아 진짜 맛있었어 우리는 이걸 Hi.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스 진짜 맛있겠다 es freír todas las verduritas que picó Hayato con aceite de sésamo. La comida coreana se, se cocina mucho con aceite de sésamo y sabe muy rico, le da otro sabor muy bueno. Entonces ya está aquí Hayatito calentando su sartén con aceite de sésamo. Ok. Oh, oh, oh, oh, oh, Y ya nada más nos falta la carne, el samgyeopsal, sí. 오늘 Sí. Wow, it's long. Yes. 근데 이거야 진짜 이거였지 이 사진. y así quedó nuestra mesa con todo lo que necesitamos para comernos nuestros kimbap. ¡Oh sí! Miren qué sabrosa se ve esta carne. Oh, sí, ¡Qué rico! Ay, miren, estas son las tablitas. Estas tablitas las pueden comprar este, en Walmart o en HB, como les decía. Y estas son de bambú, pero venden allá unas de plástico también que sirven y hay de varios tamaños. Nosotros compramos esta que está más o menos chiquita porque ninguno de los dos somos de comer mucho. <laughs> Esperen un poco, errores técnicos. Pues esta parte tiene que estar dentro, así, y encima debe tener el alga. ¿Dónde? Eh, ¿Norin? 또 ¿Kimon ¿y Ah, Ah, 여기까지 그러면 가운데만 그리고 팝은 엄청 많이 안 넣었는데 대신에 그 첨재적으로 다 있어야 돼 근데 일본 그 마키두시랑 김밥이 무슨 차이인지 알아봤니? 너무 어, 남아요 내 생각에는 제 아, 맞다 제일 큰 차이는 따뜻한 밥을 쓰는지 아 아니면 좀 작아온 거 김밥 만들 때 항상 닭두탕고 뭐 만들잖아 음 근데 일본 수시는 항상 쓰시 아. 그 비네가랑 음그 밥을 이렇게 섞어서 믹스를 할 때 항상 뭐 뭐지? 뭐지? La receta del sushi la tienen en el canal, les voy a poner el link. That's a very big one. See, 그거도 건방하죠. Okay. Really chocolate. I will eat the machina chocolate. 그다음에 고기 넣을래? Okay. 고기도 건방하죠. 가위로. 오, 딱 좋은 사이즈인데. It's looking great. 당근. 당근. 근데 많이 넣지 말고. 음, 오이. no sé qué 나와 있어 no 너 나쁘다 no 있어 와우 이건 칠리도 Wow, y 좀 chilito 많이 튀지? 예스 맛있겠다 big kimchi I kimchi kimchi my love kimchi my Quiero presumirles cómo se ve mi delicioso kimbap. Oh sí. que rico. 어떻게 하는 거야? I guess that you need to be pushing and at the same time that you're pushing, you are no, no,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돼. making your roll. That's not working. 처음에 할 때 마지막까지 있어야 돼. 여기 빵으로 하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이쪽 이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모양을 만들어 오케이 조금 기다리면 ¿Creen que nos va a salir o creen que no nos va a salir? Pausen el video y díganos en los comentarios si creen que esto va a salir bien o va a salir mal. Uno, dos, dos tres. hice Wow. 오 살려서 잘됐어 따단 miren nuestros deliciosos kimbap oh sí estoy orgullosa ¡Ah! qué rico se ve por dentro ya está tirando Hayato la comida como siempre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한 입으로 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거 세 스푼이요 yes.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1년에 아, 그 쿠해 그 좋은 방향이 있어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쪽 을 보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마지막까지 계속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계속 먹어야 돼 오케이 아마도 이쪽이야 오케이 이쪽이 사우스 이쪽이 south, 아하. 이쪽 east 아하.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오케이 이쪽에서 시, 이쪽에서 우리 이렇게 나 이렇게 괜찮지? 시. 오케이 처음 그 럭키 받아야 되니까. 하이. 짠.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Buen provecho. Buen provecho. Enjoy your food. y ahora vamos a hacer la tradicional aventadera de frijolitos para sacar las malas vibras de la casa. En esta parte tenemos que arrojar frijolitos. Ajá, ya los pusimos ahí en un trastecito. Ay. ¿Cómo ¿Cómo Sí. Oniwasoto. Oniwasoto. <laughs> 福は内福は内福は内いたがちょんそう여기에언니와서도언니와서도언니와서도야들어와언니가들어와잘했어잘했어우리1년동안괜찮아예재밌었어요 재미있어서 재미있었네요 타니아는 이 미신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죠 조금 믿어 조금 믿어? <laughs> 일본에 이런 미신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치 그 글럭 뭔가 받고 안 받고 음, 음. 이런 몸에 있는 나쁜 것들 음흠. 그런 것들? 음. 암몰렛 같은 것도 있어 템플에서 이야 진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미신 믿어요? 안 믿어요? 너는 믿어? 음, 음, 조금 믿어 나처럼? 음, 조금 믿어. 전설하자. <laughs> <laughs> 아이스 호키, 아이스 호키 같은 Se supone que nos tenemos que comer este frijol por la edad que tenemos por cada año, de edad que tenemos, pero no soy muy gran fan de los frijoles, así que voy a probar una. Najana más ¿por qué? ¿Qué? ¿Machichán? ¡Ana! Mmm, chocolate 조금 comió 먹어보면 또4 Cuatro. Mm, mm, tres, tres haya gustado nuestra celebración del Setsubun. Era la primera vez que los dos la celebrábamos, inclusive él siendo japonés, Nodochu me pone chi. 음, 그러네요. 우리밖에 Yo me 좀 el 봤어요. Nos vemos en el siguiente video. Adiós. <laughs> Oh, oh. <laughs>